있으니까 음, 응, 음, 알았어 음, 너는 어, 어, 물어서 놀라 그런다 어, 그지? 다 나와 있으니까 불안해가지고

Thank you.